요새 No! No! No, not that one! No! No! 오늘은 삶을 마감 좋은 날이 좋다. Right? I'm like, even though I only have a man on the floor, I think he's in the bed. Oh, Baker may be in trouble here. Deathmark tries to clean it up for Ryu. Oh, look at the cleanse, look at the moves! Baker, what was that? Baker with a huge clip! 내 이름은 대머리 독수리라고 한다. 걱정하지 마. 그럴 때는 손바닥으로 장풍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다이날 다이날 오 오. 와. 내가 한번 I'm cute.